안녕하세요 제이크입니다 저번 주 주말에는 에카 축제를 갔다 왔어요 에카는 사람들이 딸기 아이스크림이랑 폭죽만 보면 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간에 갔어요 왜냐면은 야간이 반값 할인이어서 음, 주간에 들어가면 32불이고 인터넷으로 결제하면 1불 깎아주거든요 31불인데 야간에 6시 이후에 들어가면은 반값이라 16불 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정말 볼 게 없더라고요 다 인형 뽑기 총 쏴서 인형 뭐 이런 거총 쏘고 다트 던지고 농구공 던져서 꼬린하고 뭐 이런 거였는데 솔직히 저는 남자 3명이 가서 인형을 굳이 탈 필요가 없잖아요 짐밖에 더 안 되니까 그래서 먹거리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야간이라서 그럴 수도 있, 고 주간반으로 들어가면은 동물들도 구경하고 뭐 먹거리도 많다고 하는데 제가 야간만 갔고 제가 마지막 날에 갔어요 피날레 쭉 보려고 잘 보고 온 것 같아요 뭐 딱히 볼 게 없더라고요 진짜 폭죽이 짱이었어요 영상 마지막에 제가 틀어드릴 거긴 한데 아 그리고 제가 호주 단톡방을 주로 활동하는 단톡방이 있는데 어, 저는 제 유튜브 하는 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질 않았어요 좀 뭔가 어, 좀 쑥스럽고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어, 단톡방에 레오님이라고 있는데 그새 아니 그분이 유튜브 스크린샷을 찍어가지고 단톡방에 올렸더라고요 거기 단톡방 90명이 있는 단톡방인데 어, 제 일기장을 친구들이 나눠서 읽는 느낌? 중학교 교실 안에서 내가 일기를 쓰고 있었는데 그 일기장을 레오라는 분이 훔쳐다가 친구들한테 쉐어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많이 쑥스럽고 창피하고 그랬는데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구독이나 눌러주십시오 단톡방님들 에카 축제는 1년에 한 번밖에 없고 한 보름 정도 하거든요 한 번쯤은 가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야간반으로라도 6시 이후에 가면 16불이니까 한번 들어가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좀 춥긴 했는데 괜찮았어요 불꽃놀이가 아, 저는 몬스터 트럭도 처음 보고 그랬는데 일요일날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에카 영상 들어드릴게요 like Hellcat. help.